그러면 이거 끝나고 아직 시간 좀 있겠네 맛집을 찾아볼까? 뭐, 뭐 파는 데예요? 북한 음식 같은 거 파는 데데 감자 뭐 <laughs> 아니 아니 감자 이렇게 여기는 떡갈비 김치볶음밥 <laughs> 이게 왜 북한 음식인지 모르겠네 땐 그런 거 파는 데야 여기 윤서 데려오면 진짜 좋아하겠다 노란색 진짜 좋아하거든 손톱만한 노란색도 막 노 노노 막 no, no, no, 이래 아우 기사 사진 검색 무서워서 어떡해 왜요? 되게 잘 나오셨어요. <laughs> 그래? 각도 살려가지고. 성은 언니 먼저 올라가서 찍고 계신데 언니랑 나영 언니랑 앞에서 리액션하는 거 진짜 <laughs> 귀여웠어요. 너무 실친 되게 우리 셋이 밸런스가 되게 잘 맞지 않아? 비주얼부터 자화자찬 여기에요? 아니 조금 더 가요 여긴데요 언니? 여기라고 나와? <laughs> 오른쪽에 있는데 조그맣게 있었어? 아니 이거 아닌데?